먹었는데? 여기 있는 거 먹었잖아. 나 이거 살래 뭐 할 때 쓰려고 먹을 때 쓰지 이거야? 먹는 거? 이거야 아 이거야? <laughs> 큰 거잖아 네 이것만 포장 셀프 오케이 우와 뭐야 카야 크루아상이래 카야잼이 들어있는 건가? 카야잼 버터 헉! 이게 이거 위에는 그냥 코코넛 그거 같은데? 아몬드 크루아상은 뭔가? 빵이 이게 단가? 앙버터 케이크래 유명한 게 뭔데? 여기 유명한 거? 몰라 그 거? 버티초코 저거야? 응 슈즈미처라고 써있네 깔미카레 좀 많이 먹더라고 내가 가로수길에서 혼자 먹었던 거 뭐? 아 여기 간 거야? <laughs> 기억 안 나? 내 영상? 기억나 먹어볼까? 뭐야? 빨미가래 그 눈에 띄네 아, 눈에 띄네 이 엄마 손 사이에다가 초콜릿 먹지 않았 엄마 손 사이 못 먹던 파이잖아 근데 나도 처음 먹어봐 근데 되게 유명하더라고 너무 상상이 가는 맛이잖아 그래서 한, 여태 한 번도 안, 안 먹어봤었는데 그때 한 번밖에 안 가보잖아 아니 여기 말고 막 많이 팔아 다른 데도? 응 내가 먹을게 <laughs> 그냥 그거야? 음 고추장찌개 같아요 당연하게 지도자를 존경하잖아요. 정말 진짜 포인신에 맞는 연기를 하셔가지고 큰 사랑 고 있어요. 난리죠 난리. 제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 오프닝 놓치지 않겠습니다. 또 오신 분은 미쳤고. 그리고 의상도 너무 불편하고 좀 이렇게 더블 정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, 좀 차릴 것습니다 유명이. 아니 아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경제님한테좀 죄송하지만 네네 네. 왜냐면 이제 우리 쪽 얘기니까 충분히 오프 때도 물에서 있을 것 같고 온 때도 물에서 있을 것 같아요.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집을 잘하는 빨리 나오려고 get <laughs> Kong. <laughs> 제가 운동하는 곳인데 다리를 좀 다쳤어서 아. 지금 재활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아침에 밥을 먹어서 그런가? 살이 좀 쪄야 된 일이라고 재활